이걸 이걸 no, no, no, no. Hả? Hả? 有人。 pobre. Que bom, que bom. no, no, no, no. Bang.